계획대로 흘러간 적이 없다면 지적이 렉세로 춤추는 애들은 연예인병 걸렸어 no 범죄 숨기느라 바빠 너 앱에서도 매스컴에 나온 애들 다 매스컴 오늘 분 원래 TV 한번안 불러주면 나갈 뿐 이제 인정은 해 돈이 만든 쇼가 문화의 중심이지 부정하면 너 자체가 오답 yeah You stop first yeah You stop first 내 네. 신발은 취미 돈 You smart first 난 죽어도 할 생각 you know flex 난 없어 니들처럼 외모 컴플렉스 뭐 어차피 꾸며봤자 차은우아래 멋있어봤자 기타 등등이 너랑 난데 불만 많으면 성형으로 극복을 하든 이제 중요한 건 아내든 복근이거든 다음 생에 봐 어, 다음 생에 봐 다시 태어나란 인간 참고로 난 크리스천 다음 생에 봐 다음 생에 봐 다시 태어나란 인간 참고로 난 크리스천 랩하는 게 듣고 싶어 그럼 들으면 되지 말이 더럽게 많아 너부터 닫어 아가리 귀를 열고 입을 다듬이 랩을 못해 유가리 꺼져 친구 말고 문정동이네 나와 바래 여자애들은 거울을 제일 무서워해 남자애들은 빈 지갑을 무서워해 공통점은 둘 다 노력을 초토화해 SNS 화력 중에 은하 총알한 개가 니한계 네 다음 깨어나란 인간 참고로 난 크리스찬 다음 생에 봐 다음 생에 봐 다시 태어나란 인간 참고로 난 크리스찬